안녕하세요 리니아길러리입니다 어, 오늘은 unboxing 시간인데요 오늘 unboxing할 제품은 그 디월트사의 DWE315K라는 제품입니다 예, 이 제품은 multi cutter인데요. 일단 박스의 어,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박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,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손잡이, 손잡이 부분 상단에 한 개, 그리고 측면에 한 개. 이런 식으로 dual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. 손잡이 총두 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여기 잠금 장치에 있는데요 이제 잠금 장치를 보면은 어 여기 이게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이런 식으로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끼다라든지 뭐, 뭐 다른 타사의 제품들은 장경장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탈이 되거나 이제 뭐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, 박스의 이제 외관의그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월트 DW2315K e 어, 처음에 이제 그 키로수 1.5kg 분당 22,000번의 회전 RPM LED light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0W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표시는 어, 내장되지 않은 렌치 및 조절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, 자 하단 부분 좌측은 어차피 아까랑 그 상당 부분하고 똑같고요 이 흰색 부분이 좀 다른데요 DW315K 어, Made in China 제조국은 중국이고요 예그 다음에 제품명은 전기 샌더 멀티커터 그러니까 이제 multi cutter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기 sander라도 부르긴데요 예,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7년에 생산된 제품이네요 네, 바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unboxing을 해보겠습니다 어, 여기 보면은 white cable tie하고 그 다음에 black cable ti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black cable tie는 요 DeWALT TSTAK이라는 뭐 캐리어 및 공급 박스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미니 brochure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화이트 케이블 타이가 진짜 이제 봉인된 실인데요. 이걸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거하고 짜잔 자 드디어 열렸는데요. 자, 이 내부를 살펴보면은 매뉴얼이 들어있고요. 매뉴얼 자, 메뉴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. 오늘 뭐 리뷰 시간은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제품 모양과 뭐 악세사리 그런 거 표기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중국어 다음 뭘까요? 한글 설명서가 되어 있고 여기 뭐 또 다른 종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AS 센터 로테이터 되어 있네요 뭐 이제 중국, 한국, 말레이시아, 뭐 필리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, 하나씩 나보겠습니다 예. 이거는 이 안에 넣어놓을게요 자, 매뉴얼. 보증서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어, 박스 내부의 악세사를 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커터날인데요. 여기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목재용 디테일 텀 커터날입니다. 네. 되게 폭이 좁죠?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사용되는 톱날입니다. 놓고요 두 번째 아, 이 두 번째 톰, 네, 커터나를 보시면은 어, 간격이 넓죠? 역시 목재형입니다. 목재형 어, 커터날입니다. 자, 자, 세 번째 커터날인데요. 요거는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. 요런 건 이제 금속이나 뭐 플라스틱 종류 그런 거 커팅할 때 쓰는 커터날입니다. 자 커터날 위주로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어, 아 요것도 이제 요거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아 요거는 이제 scraper예요 scraper 얇은 합판 그런 거 제거할 때 쓰는 scraper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악세사리인데요 스크래퍼 날아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? 예. 요거는 반달 톱날입니다 반달 톱날인데 이제 뭐 마룻바닥이라든지 뭐 석고벽 뭐 그런 거 인테리어 철거장 그런 거 할 때 쓰는 그런 반달 커터날 자이것도 반달입니다 예 어, 요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아 요건 이제 carbide grout 제거날입니다 예예 어, 용도는 무슨 이제 백시멘트, 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할 때 사용하는 날입니다. 예, 커터날. 그 커터날은 이제 이게 다 전부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세볼까요?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 개 기본 basic 커터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? 요거는 이제 삼각형으로 된데 이거는 sanding pad입니다. sanding pad. sanding pad하고 그다음에 sanding paper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. sanding pad, 아 샌딩 페이퍼, 샌딩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 뭘까요? 요거는 어, 집진 아답터입니다. 집진 아답터. 집진기에 꽂을 수 있게 그런 이제 나온 건데요.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마 둘이 결속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세트예요 캡진 아답타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크랭크처럼 생긴 요거 뭘까요? 요거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어, 요거 이제 DW2315K에 e 장착해서 예, 그 가이드 날 그러니까 커팅할 때 이런 식으로 어, 가이드 역할하는 가이드입니다. 예. 가이드. 근데 그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조절 렌치 종류들이에요. 예. 조절 렌치 종류 뭐 큰 거, 정말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렌치 종류가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아 여기 뭐 흰색 종이가 들어있네요. 이게 뭘까요? 아 요거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어,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의 용도는 바로 네임텍 페이퍼입니다 네, 임텍 페이퍼가 여기 안에 숨어 있었네요 아, 그리고 네임텍 네임택 페이퍼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거 여기 무슨 도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요거 여기 뭐냐면은 이것도 클로즈 카메라랑 봐볼게요 어,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 커터날 모델 넘버들이 돼 있고요 커터날 넘버들이 돼 있고 뭐 나무는 되고 뭐 drywall, 뭐 PVC 메탈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날별로 가능한 기능들이 가능한 커팅 기능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어요 케이스에 붙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DWE316K 본체입니다 어 굉장히 묵직한데요 네, 요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비인데 이런 식으로 원터치예요 나를 꼈다 뺐다 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직한데요 <laughs> 아, 본격적인 이 장비의 그 사용 리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아, 오늘은 unboxing 시간이니까요 자. 이것도 한번 꺼내볼까요? 이렇게까지 해서 박스 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, 매뉴얼, 보증서, 그 다음에 집진 아답터, 커팅 가이드, 그 다음에 name paper, 어, sanding pad, sanding paper, 그 다음에 6종의 커팅 날이 들어있습니다 아, 뭐 그리고 이제 렌치 종류 요 장비를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판매 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이제 좀 자세한 안에 내용 구성물을 살펴보았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